안녕하세요. EPS 토픽 코리안 티처 이은진입니다. Today we will study for the other seven consonants. How do you pronounce this? 즈, 즈. What about this? 자, 자. 이거는 즈, 즈 사운드. 이거는 아 사운드. So, 자. 자, 그럼 이거는 this one, 저, 저. 이거는 조, 조. 이거는 주, 주. 이거는 즈, 즈. 이거는 지, 지.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Please listen and repeat. 자, 자. 저, 저, 조, 조, 주, 주, 즈, 즈, 지, 지. Next consonant. 자음 is this. 츠, 츠. 그럼 이거는 차, 차. 이거는 처, 처 이거는 초, 초 이거는 추, 추 이거는 츠, 츠 이거는 치, 치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차, 차, 처, 처, 초, 초 추, 추, 츠, 츠, 치, 치. Next 자음 is this. 크, 크. 그럼 이거는 카, 카. 이거는 커, 커. 이거는 코, 코. 이거는 쿠, 쿠 이거는 크, 크 이거는 키, 키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카, 카, 커, 커, 코, 코, 쿠, 쿠, 크, 크, 키, 키 Next charm is this. to, 그럼 이거는 타, 타. 이거는 터, 터. 이거는 토, 토. 이거는 투. 투. 이거는 트, 트. 이거는 티, 티.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타, 타, 터, 터, 토, 토, 투, 투, 트, 트, 티, 티. Next sound is this. 푸, 푸. 그럼 이거는 파, 파. 이거는 퍼, 퍼. 이거는 포, 포. 이거는 푸, 푸. 이거는 푸, 푸. 이거는 피, 피.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파, 파, 퍼, 퍼, 포, 포. 푸, 푸, 푸, 푸, 피, 피. Next 자음 is this. 흐, 흐. 그럼 이거는 하, 하. 이거는 허, 허. 이거는 호, 호. 이거는 후, 후. 이거는 흐, 흐. 이거는 히, 히.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하, 하, 허, 허, 호, 호, 후, 후, 흐, 흐, 히, 히. Today's last consonant is this. Do you remember this? How do you pronounce this? Ah, ah. When it's the first consonant, it has no sound. Please remember this. Let's practice together.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모자, 모자.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게 뭐예요? 사자, 사자. 이게 뭐예요? 치마, 치마. 이게 뭐예요? 코, 코. 이게 뭐예요? 타조, 타조. 이게 뭐예요? 포도, 포도. 이게 뭐예요? 호수, 호수.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모자, 모자. 아버지, 아버지, 사자, 사자, 치마, 치마, 코, 코, 타조, 타조, 포도, 포도, 호수, 호수 스크린을 보세요. 읽으세요. Please look at the screen and read. 차, 차. 카, 카. 타, 타. 파, 파. 초, 초. 코, 코, 토, 토, 포, 포. 들으세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Please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one. 1번 사요 사요 2번 포도 포도 3번 기차 기차 4번 고리 고리 5번 코, 코 6번 타요, 타요 7번 허리 허리 That's all for today. Please keep practicing when you have a time. See you in next class. 안녕히 계세요.